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신비유입니다 오늘 전기점검업 응, 업데이트가 있었죠 업 아니고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어, 좀 크게 살펴볼 건 아마 세 가지고요 어 뭐 딱히 <coughs> 빅살이 딱히 뭐 이미 개발사 노트랑 정기점검 업데이트 안내랑 뭐 거의 똑같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한데 음, 어쨌든 오늘 5월 9일 정기점검 및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크게 살펴볼 거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게시자 라우라 코스튬 업데이트입니다. 음. 자, in-game에 나왔죠. 자 이렇게 unique 티켓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자꾸 unique 티켓으로 이런 음제 costume을 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로 이제 unique 티켓 바로 토너먼트 보상으로만 획득이 가능한 unique costume입니다. 이제 라우라 costume이 이렇게 in-game에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월 정액 패키지예요. 자, 짜잔. 요즘 월정액 패키지가 뉴월정의 패키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판매되던 월정액이 이제 판매가 중단되고 새로운 구성의 월정액 판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연속 구매 혜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뭐 금액은 1.1, 3.3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1.1 스탠다드 패키지가 구매 즉시 600 다이아를 주고 30일 동안 매일 20개, 그리고 이 전설계약 한 명 무료 지급이 됩니다. 자, 이 전설계약 무료 지급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무료 뽑기 하듯이 전설계약에 무료 횟수 1이 생깁니다. 이렇게 1이 생겨서요. 이렇게 무료 계약 시간당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월정액을 하시면 여기 무료 횟수가 이런 식으로 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속 구매 시에는 전설 계약서를 10장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3.3은 이제 구매 즉시 다이아 1200개, 그리고 매일 다이아를 60개, 5성 스킬복 조각 25개를 30일 동안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월정액 패키지를 사시면 3.3을 사면 한 달에 5성 skill book 하나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5성 skill book이 좀 많이 풀리죠? 아, 게다가 연속 구매 시에는 5성 skill book 조각 200개를 지급을 합니다. 와, 갑자기 파격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혹해서 제가 질러야 되나? <laughs> 많은 분들이 신비유 지르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안 질렀는데 와, 이거 사면 또 계속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음, 저는 사실 이제 패키지를 안 사고 있던 사람이라 저번 이제 조력서 나왔을 때 한번 좀 질렀고 그 다음에 안 질렀는데 음.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전 패키지랑 뭐 다르게 상품인데 이게 그 구성이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진행되는 부분에 좀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뭐 이런 방법 없이 갑자기 바꿔놓고 지금 바로 질렀던 사람들은 뭐 체인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연속 구매가 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음 조금 어, 분명 월정액 패키지가 좋게 바뀌긴 했는데 음 너무 갑자기 말도 없이 그냥 산 사람들을 뭐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버린 점에 대해서 음, 유저분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길드 상점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중에 가장 큰 업데이트이지 않나 싶어요. 네, 길드전을 통해서 재화를 얻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길드 상점이 추가된 것인데 자, 여기 길드 상점이 보이죠? 어?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새로 생긴 기드 상점 기드 상점 또는 여기 상점에서 일반 상점에서 여기 길드 상점을 가시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길드 전 전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전장 포인트와 동일한 수량의 훈장을 지급받고요. 그래서 이게 훈장이라고 하죠. 여기 희망해 이제 그리고 길드전 전투 보상에도 훈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 걸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투 보상에 승리 시 이제 승리 시 길드 훈장 450개, 이제 패배 시 200개, 무승부 시 300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 길드 상점에서는 요로코롬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눈에 뜨는 건 우선 스케이북 조각 그리고 조력자 선물이 참 랜덤이죠. 랜덤 랜덤으로 획득합니다. <laughs> 한 명의 선물을 50개 획득을 하죠. 일단 뭐 일단 가장 크게 이거 두 개로 저는 좀 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 1회 3,000점 한 장 3,000개 그리고 이제 조력자 선물 랜덤 50개 이제 주 2회 1000개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길저 길드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길드 이벤트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뭘 얘기하려 그랬지? 어 그렇습니다. 근데 좀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왜 갑자기 어제 거 승리 패배 보상을 갑자기 200점을 줬느냐가 좀 웃겼어요. 어차피 이번 주에는 지금 길전이 내일 하루 남았, 금요일이랑 일요일이 남았잖아요? 금요일이랑 일요일, 일요일이 남았는데, 이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아마 그냥, 그냥 일주일이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쵸? 근데 그럼 금요일 일요일 남아서 뭐 웬만해선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어제 거를 전투 보상만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줬는지 뭐 기여도까지 준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근데 저는 이것만 딸랑 갑자기 줬는지 좀 의아했어요. <laughs> 아 뭐 물론 뭐 중고는 뭐 봤는데 <laughs> 왜 이것만 주지? 갑자기? 음, 저는 그래서 되게 이번 시즌 딱 끝난 걸로 시즌 딱 끝부터 이제 새로 시작할 시즌부터 이렇게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 이 200을 음, 뭐 물론 잘봤겠지만뭐 <laughs> 그러면 어제 거를 다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제 거에 승리 패배 무승부만 쳐주고 그래서 맛보기? 그래서 그거를 그것만 챙겨주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만 또 챙겨주는 게. 그래서 근데 또 챙겨줘서, 음, 음, 왜 챙겨줬을까?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 부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단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 이벤트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자, 길드 지원 이벤트 말씀을 드 저희 기드 상점에 하면서 길드 관련 이벤트를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에도 했던 이벤트예요. 길드 자랑 이벤트라고 해서 예전에도 한번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길드 자랑. 해서 뽑았고 저희 최수수도 이제 뽑았고 이번에 참 음,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정모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딱 아주 감프스가 노린 듯이 이렇게 어, <laughs> 이벤트를 해줘서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좀 정모를 하는데 음, 어, 대회용 사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길드원들한테 <laughs> 음, 말을 돌렸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지금 길드 이벤트 하고 있고요. 고 길드 대운동 이거 오늘 또 그게 있었죠. 그래서 길드 출석하고 응원 점수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흠흠. 다이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요? 아니 다이아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부사부일체 이거 어디 갔어? 당신의 부승을 찾아라 이걸 이벤트에서 갑자기 글을 올리셨다고 제가 좀 갑자기 글을 올리긴 했는데 <laughs> 아, 물론 다이아가 타, 탐, 탐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 네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다이아가 안 탐났다고는 할 순 없지만 음, 네. 원래 유튜브에서 근데 공약글을 올리곤 있는데 딱히 뭐 엄청난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게 하고 있던 게 있어서 한번 모아서 올렸어요. 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음. 물론 더 좋은 공약들도 많고 그분들 공약을 음. 오시는 김에 제 공약도 보시고 제 유튜브 오셔서 구경하시라고 한번 썼습니다. 음, 물, 물을 틀어, 물을 타서 음, 제 유튜브에도 한번 오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쓰시면 뭐 추첨 추첨으로 다들 받으실 수 있, 그또 제자도 받으니까 음, 저 말고도 다른 이제 공략글 쓰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뭐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도 카페 공략글 분들 많이 이제 되게 봤고 그런 분들 되게 저보다 좀 더 좋은 공략글들 쓰는 게 많아서 저도 사실 제 거를 공략글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맨날 애매해서 사실 쓰기 쓰는데 말 그대로 진짜 깨알 팁하고 이제 시나리오 clear 같은 것도 그냥 clear 영상이라고 좀 보통 써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래서 한번 네, 살짝 올려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음, 도움이 안 됐다면 음,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했어요. 네. <laughs>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이제 일단 업데이트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